정관 형님이라면은 버디 선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텐데 정관 형님이었으면 버디 선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거라고 여기 안 계신 관계로 그냥 승부하는 걸로 그러네. 멸치예요? 멸치? Thank you. ¡Gracias! 완전히 누디 밭이네요. 오세요. <laughs>

감사합니다. 어, 어. 와 완전 무기 무기 복장 무기 복장.